휴게소에 왔어요. 잠깐 있다가 가는 곳. 여행 가기 전에 잠깐 화장실도 가고 이런 거 구점들이도 먹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여기는 호두 과자랑 소떡, 소떡인가? 소떡 먹어볼까? 아, 돈을 안 가져왔는데? 뒤에 배경이 너무 예뻐요. 제가 시골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는 집이 시골이 없어요. 다 할머니, 할아버지 되게 시골이 없어서 시골 안 간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시골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. 진짜 공기도 미세먼지도 좀 덜한 것 같고 Thank you. 인사동에 왔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꿀이랑 치약 같은 게 들어있네요 오랜만에 먹을 진짜 맛있어요 기름이 통통해요 기름 맛이 조금 많이 나요 근데 맛있어요 미세먼지가 많아요 아! 찾았다 영화의 얼굴 창조전 보시나요 아이디 헤어, 메종드 네 아이디 헤어 여기입니다. 내가 진짜 이걸 진짜 하고 싶었거든 이런 거를 안 해주더라 머리 상한다고 다른 데서는 그가막 작년에 일본 가서 연수 바꾼 거야. 아 진짜? 머리를 지금 하이라이터 입었을 때 색감이 어울려지면서 훨씬 똥머리를 해도 엄청 예쁘지 예쁘지? <laughs> 색깔이 진짜 고급스러워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네, 밝은 데서 갔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왔어요 와 갈비탕 진짜 멋있어 와 여기 동묘입니다 여러분 동묘 여러분 여기 너무 신기해요 여기 사람 진짜 많고요 색도 이렇게 쌓아놓고 얼만 거야? 신기한 게 많다 해. 금요 시장을 돌아봤는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지금 정신이 없고 피곤하네요 <laughs> 이제 이마트에 들려서 살 거를 사고 이제 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, 그래서 이제 한국 출장을 마치고 이제 두세 시간 되면은 어, 빠, 잠깐 들렸다가 파리로 다시 이제 갑니다. 좀 이번에는 특별히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다행히 해야 될 것들은 다 잘했고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갑니다. 되게 좋은 시간을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또 계속해서 브이로그 이렇게 올릴게요. 감사합니다.